那锅

하면 이게 노란 티있어 이거 다 많이 나오 아, 진짜 막막이다. 자, 진짜 막막했습니망이네 실망. 우리 내일 투어 나갑니다, 여러분. 와, 여러분 투어 준비됐어요? 아니, 아직 안 됐어요. 자, 고생하셨고. 준비 그렇게 많이 안 됐어요. 준비된 사람 소리 질러! 야, 준비됐습니다. 어, 형, 너는 뭐, 뭐가 어, 준비돼요? 자, 어, 내일 투어 나갑니다. 아, 저 내일, 내일 가는데요. 근데 거기 나가 투어도 안 쳤습니다. 아무것도 안 쳤습니다. 일단 활동, 활동 고생하셨습니다. 자, 원래 하면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. 저희가 이런 대처를 또 길게 나가겠지만 멀리서도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또 SNS나 여러분들께 많은 좋은 모습을 많이 비춰드릴 테니까요. 자주 뵙겠습니다. 저희가 해외 나와도 다 멤버가 열심히 네, 할 거잖아요. 맞아요. 오케이. 사랑해요. 네, 이번 활동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